운동 초보일 때는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고 손도 까딱하기 싫은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을 얘기하는 다노언니 제시예요 지난번에 제가 20kg 감량하면서 완전 완전 다이어트 왕초보일 때 했었던 너무 쉬운 식단 팁 두 개 가르쳐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완전 완전 운동 초보일 때 했었던 운동 팁 알려드린다고 했었죠? 제가 운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. 그건 바로 일단 하자예요. 제가 진짜 숨쉬기 운동 말고는 모든 운동을 다 싫어하고 학창시절에도 제일 싫었던 과목이 체육 과목이었던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려고 보니까 뭐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지 살이 빠진 효과가 난다든지 땀이 많이 나야 운동을 한 효과가 있다 아니면 말짱꽝이다 망설들을 막 여기저기서 듣고 나서 오히려 아 어차피 땀도 많이 못 흘리는데 운동하지 말자 아 오늘 운동 2시간 1 시간도 없는데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초보일 때는요 1분이라도 단 3개, 5개만이라도 일단 하자 라는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운동 초보일 때는 사실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고 손도 까딱하기 싫은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진짜 쉬운 운동 팁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일어나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누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워서 떡 먹기 운동 3가지 첫 번째 먹어볼 떡은요 정강이의 닿기를 이라는 운동인데요 뱃살 전체와 허벅지 뒤쪽 함께 자극해주는 운동이에요. 양팔 다리 하늘로 쭉 올리고 발끝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복근 쥐어 짜면서 정강이 찌그러 올라갑니다. 정강이에 내 손끝이 닿을 때까지 아련하게 최대한 아련하게 닿아주세요. 정강이의 닿기를 이때 목 힘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. 목으로 손목은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목에 긴장 풀고 머리는 아련하게 쳐다만 봐야 돼요. 복부 힘으로 올라갈게요. 복부 긴장하고 아홉 어깨는 힘 빼고 열 자, 두 번째 떡 들어갑니다. 누워서 아 하세요. 이번 운동은 새우등 펼치기예요. 누워서 팔꿈치를 땅에 살짝 대고 내 명치에 실이 달렸다 생각하고 이 실을 위에서 쭉 끌어당기는 거예요. 날개뼈 최대한 모으고 가슴을 쭉 올려줍니다. 올릴 때 투턱 되도록 턱은 최대한 당겨주세요. 셋, 턱이 올라가면 목 관절이랑 머리를 사용하게 돼요. 머리 쓰지 말고 가슴과 척추만 집중! 가슴 끌어올리면서 숨은 후 내뱉어주세요. 동작은 천천히 우리 새우 까먹을 때 등 쫙 펼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 새우가 된 거예요. 등 아래로 공이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게 가슴 쭉 끌어올리고 등은 모아지는 느낌으로 어깨 펴줄게요. 열 예. 여러분 벌써 지금 누워서 떡 두 개나 먹었어요 우리 마지막 떡은 엎드려서 하나 먹어볼까요? 다음은 등과 허리 힙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다리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양손 폭에서 이마에 대고 다리를 만세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 힘에 집중하면서 만세 이때 허리 힘도 들지만 엉덩이에 좀 더 힘을 집중해서 엉덩이 쪼이면서 다리 독립 만세 올리면서 숨 후 뱉을게요. 엉덩이를 조이면서 다리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다리 독립 만세! 만세! 만세! 다운 어때요? 진짜 간단하죠? 근데 간단해도 막상 따라하고 나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이 운동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그냥 딱 10번만 해보세요 근데 10번 하고 더 하고 싶으시면 기꺼이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점차 내 속도, 내 체력에 맞게 10개 단위씩 늘려가 보세요 재밌으면 다른 근력 운동도 단호TV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니 이 정도 강도로는 제 살은 백날에도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저 식단만 하면 안 될까요? 물론 식단만 해도 살은 빠지긴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꼭 운동을 같이 병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이유를 듣고 나면 와 역시 운동을 하긴 해야겠구나 아 지금 빨리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듣고 운동 의지 뿜뿜 태우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봐요 안녕